여러분 키오예요 짜잔 여러분 오늘 <laughs>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오늘 음, 음, 음 오늘 그만해 아 이런가 좀일나찍었잖아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를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아 굉장히까지는 아니지 이제 장비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저는 삼각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삼각대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여야 되니까 또 다른 장비들을 챙길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말도 <laughs> 개재수없어.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삼각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삼각대가 자, 두 번째 삼각대는 짜잔! 페이유사의 미니 삼각대입니다. 짠! 이렇게 다 펼쳤을 때 아이씨 짜잔! 페이유 삼각대 자, 두 번째 삼각대는 짜잔! 페이유사의 에 까닥까닥 거려 두 번째 삼각 뭐 연장봉을 연결을 했을 때 어, 굉장히 뭐 바, 다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어, 씨 기억이 안 나. 다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.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. 아 자꾸 앞머리 거슬려.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. 자 오늘 해볼 <laughs>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한 번 시작해볼까요? 자, 한 번 시작해볼까요? 자, 한번 시작해볼까요? 제가 아이폰 11을 이제 구매를 하고 어, 한 달을 사용을 해봤어요. 그러고서 한 번 리뷰. <laughs> 요거를 이렇게 꾹 눌러서 라이트를 킬 수가 있고요. 어, 눈 아파. 어우, 괜히 쳐다봤어. 그때부터 조금 거슬리긴 <laughs>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 마크가 정중앙 간건 조금 별론 것 같긴 해요. 아 다시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... 뭔 얘기 하려고 했지? 이제 저는 음, 최대한 아 배고파 요거는 뭐 그렇, 그냥 기본적인 그런 거고 말티기 못하네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게 제 지인 중에는 되게 효과가 많이 봤다는 도대 언제끝나 이렇게 하면 우선은 얼굴에 이제 불필요한 지방이나 네 선우 씨네 왜요? 저 영상 찍어요 용각주사는 노폐물 <laughs> 또 시작이다 노폐물들을 이제 좀 배처, 배출을 <laughs>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, 되게 부담스럽잖아. 너무 오늘은 야녹으면안돼 있었어 진짜.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<laughs> 보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자, 제 가방은 마가린 핑크 무거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미니백을 좀 많이 들고 다녀요. 최대한 거기 안에 다 들어. 아, 최대한 왜 이렇게 뭐 하나 꽂히면 이렇게 그거만 해. 제 가방은 마가린 핑거스의 골드스백 <laughs> 다시! 닥스 마크 2를 사용하고 있어요. 하기 싫으니? 클리어지 뭐.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마이크를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아씨 진짜 너 왜 그래 나 힘들어 그리고 카메라만큼이나 어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어두워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 몰랐어 야 아직 구글러 내가 미안해 안녕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영상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 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아 또 시작이다 <laughs> 진짜 돌겠네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<laughs> 아 얘는 참아 못 봤지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브이로그를 제작하시는 브이로그를 근데 그래도 요새는 또 좋은 노래도 많아졌어요. 아무리 그래도 아 이렇게 안말 아니어지잖아요 선생님. 네 정신 차리세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잘 사용하지 있죠아 진짜 언제 끝내 이래가지고 오늘 못 끝내 이런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은 잘 아, 씨, 정도가 있습니다 아또 아, 또? <laughs> 또 간혹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저작자한테 아씨 이렇게만 하지 마 그냥 <laughs> 왜 이렇게 야박해 <laughs> 진짜 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컷 아, 더럽게 힘드네 진짜 씨 언제 끝나 아 힘들어 그만해 자,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! <laughs>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,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머릿속이 하얘져, 이거 하나 하면 또 요즘은 아, 아, 진짜 힘들어 그만해! 고통스러워 그만해 일단 구독 기간이 끝나면 아 좀안 잡히고 있었던 거 싫어? 레알? 내 눈깔이 초점을 못 잡고 있었던 거 아니고?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<laughs> 경박해.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컷! 잘 사용은 안 하는 그런 청각대예요. <laughs> 새가 새가 엄청 좋네. 자첫 번, 자첫 번째 자, 첫 번째 선거 때는 야, 시끄러. 어? 여기서 찌거리지 마.